생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두부 생일 축하합니다 두야 후회 누가 후회 두야 생일 축하해 아프지 말고 건강해 아야 하지 말고 이토록 관심 있어줘 어, 어 두야 내 네, 우리 한 번 봐 엄마 한 번 봐줘 야 귀도 빨리 낫고 결석도 다 우중으로 나가라 그래 우리 아프지마